너 설마 구독과 좋아요가 아직이니? 안녕하세요 밍밍파파입니다 오늘은 밍밍이의 회사에서의 일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밍밍이를 한번 만나보러 가시죠 우리 밍밍구가 아침부터 뭘 하고 있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문이 안 열려 예, 저 혼자 찍다 보니까 굉장히 영상이 고르지가 않습니다 안녕 잘 지냈어? 음. 음. 무슨 일 있었어? 보통 제가 회사에 출근하면 항상 제 의자에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까졌네요 저 발톱 보십시오 날카로운 발톱 날카로운 눈 찍지 마라 이런 표정인 것 같아 가라 쉬고 싶다 민민구 <laughs> 항상 카메라를 대면 얼굴을 피하네요 예, 예. 또 밍밍이는 모험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모니터 뒤에 좁은 공간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 안방인 듯 마냥 누워가지고 극한 눈빛을 보내는 <laughs> 밍밍구 밍밍구 아주 귀찮은 표정이죠 다시는 부르지 마라 넌 내 손에 죽는다 그런 표정이네요 그래서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간식 찬스죠 간식을 주니 기분이 좋은가 봅니다. 그리고는 좀 이따가 또 밥을 먹어요. 아주 흘리면서 계속 먹습니다. 눈치도 한번 보고 계속 시도하네요. 그래 먹을 수 있어. 에이, 안 먹니? 성공한 성공한 성공했다 나 점심시간에는 이렇게 오붓하게 같이 놉니다 노는 것보다는 그냥 제가 밍밍이를 관찰하는 거죠 그 밍밍이를 계속 쳐다보면 또 가만히 있어요 밍밍이가 나를 빤히 쳐다보는 척 하면서 좀 다른 데도 보고 아무튼 점심시간에 같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보통은 잠을 엄청 많이 잡니다 낮 동안 계속 잠을 자요 잠이 거의 반이다 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거의 뭐 잠을 자는데 계속 잠올려고 하는데 제가 옆에서 카메라를 찍으니까 귀찮은가 봐요 저리 가나 잠 온다 잔다 아직 안 갔니? 이렇게 맨날 잠자다가 저희 가고 난 뒤에 밤에 아마 실컷 놀 것 같아요 어, 잠을 이미 다 잤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현재 시간 6시 51분 오늘은 좀 일찍 마쳤어요 이렇게 해서 민민이의 하루 일과가 끝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봐요 슈스